약간 핑크핑크한? 뮤직뱅크 선생님들께서 저를 또 N요로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그동안 써먹었던 그 포즈가 있잖아요 앞머리 분은 만약에 눈썹 어떻게 하는 거 그거를 연속으로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만약에 제가 엔딩이 잡힌다면 뭘 해야 될지 고민 중 장화했네 잡아냈네 다음 주 엔딩 요정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잡아냈네 아 만약에 잡힐 거 잡아냈네 잡히면 그렇죠. 잡힌다면 네. 오늘 준영이 진짜 완전 완전 해맑게 웃어가지고 저 아까 저희 모니터 <laughs> 모니터링 하는데 완전 웃겨가지고 아 근데 네, 오늘 저도 모르게 행복해졌어 네, 오늘 너무 너무 잘한 것 같아가지고 아 마지막에 아 뭐, 이거 하다가 진짜 찐 행복이 터져가지고 어 나도 근데 나도 어제 완 재밌었어. 다보였어 나도 어제 하다가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약가 어색해가지고 이렇게 웃어가지고 오늘은 저 볼트 칠좀지 과하게 했어요. 어때요? 저는 좀 과하게 했어요. 왜요? 저도 여기 약간... 좀약하게 있어요. 규빈이 형이랑 제가 광대에 컴플렉스가 있어요. 약간 그런 있었어요? 있는데 네. 광대 볼터치 좀 더 과하게 하면 화면에 좀 작게 잡히더라고요. 여러분 제가 네, 네, 네. 새로운 빛 장만했어요. 새로운 스을 신상품. 귀여 어디서 생각하네요? 오 얼마 주고 샀어요? 이거 2,500원. 약간 좀더잘 빗어져요. 좀 더잘 빗어지고. 네. 여러분 눈이 와요 지금. 눈이 옵니다. 눈이 와요 눈이 와. 하나 둘